요리하고 있는데 밖에 비 오거든요 Can you hear this sound? 비가 진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? 눈썹 저 토이 꽉 찼습니다 미안해 그쵸? 와 어,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밖으로 나가자 It's raining like the Changma season in South Korea.